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설날이기도 해서 윷놀이! 윷놀이! 윷놀이를 윷놀이를 할 거예요! 예! 네. Wow. Wow. 자, 그러면 우리 네. 한번 신문을 한번 적어보자고요. 저희가 이 설날이니만큼 저희끼리 또 세뱃돈을 교환하기로 했거든요. 가장 높은 금액을 받은 사람이 서열이 가장 높게 네. 네. 왕이죠. 네. 왕이죠.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파란색을 해야 된다. 혹시 도랑말 안 되겠습니까? 어, 도마. 적토마. 적토마. 적토마 자, 첫 번째 사랑이 하거라. 예. 5만 원입니다. 예, 알겠 하나, 아, 둘, 셋. 배고프다 그런 거 아닐까? 개! 독! 자, 개. 개. 개. 약간 개, 개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오, 미너 어차피 돈 나온다. 미리 천천히 나가 십시오 허! 아 지금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아, 아, 아. 저는 그냥 누가 나와도 전지게 해주 저거 저 나와도 잡을 수 맞습니다. 아, 이거는 약간 약간 스쿠르바 스쿠르바로 자 저것 좀 줘보거라. 예예예 예, 예, 예 나 예. 고맙다. 너 참 재빠르구나. 영광입니다. 다음에 너가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도다. 저 나무꾼 같으니라고. 진짜 나무꾼이다. 당연히 줘야지. 나으리 간다. 미스터입니다. 우 이게 뭐지? 리 나리 nice shot. Nice 샷! 다시 가기 또 나. 오 미안합니다. 골! 골두개 내가 보기에는 나, 나 머리 왔어. 활발 자 봐봐 이걸로 일단 잡아. 걸 네, 했어. 그리고 어 업어서 유수 가는 거야. 아나나나나나 잠시만 나저 해. 아 잠깐만. 오개 걸. 돌이킬 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나리가 아무리 바보 같은 판단했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뭐라 했냐? 아, 청명하십니다 형. 어, 자 뭐? 출발. 헐! 가요. 아, 아 한 번 더 걸. 거 빨리 하거라. 네이노. 네, 네. 아, 나오지도. 아, 골, 골, 골, 골. 잡았어 어떻게 할 것인가, 잡을 것인가. 잡아먹었습니다요. 오케이. 이부터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현 어, 너, 네이노 그 그카메라 나오지도 않는다. 어허, 거참 더럽게 까부는구만. <laughs> 너. 저희 팀이 이길 것 같습니다요. 와! 너! 너, 어? 아니야. 걔걸줄 중에 하는 는 없어야 돼요. 외우러 가야 돼요. 저기는 자 갑니다. 오이. 봐봐. 개, 개, 개, 개. 네, 잡았으면 안 잡았으면 아무도 안 웃죠. 다리 한번더개 나오고 걸 나오면 다 잡는다. 가자. 하나, 둘, 셋. 도. 도. 아, 아 맞네요. 하나, 둘, 셋. 유시다. 걸. 나이스 걸. 괜찮습니다. 아, 아, 그래, 그래. 그거다. 아니다, 아니다. 잠시만. 아니다. 조용히 하자. 어, 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어. 뭐 할수 있겠죠? 유 잡을 수 있겠죠? 아, 절대 안 나. 유 절대 안 나. 봐봐, 유는 안 나. 아, 개잖아. 개! 개! 일단 어,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도다. 백도 백도 백도. 아이고. 어, 그거 나. 어! 백도 백도. 백도 백도. 하고 잡고.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삼신님 빌어 빌어. 슈. 너 다리, 다리. 어찌든 뭐가 나오든 우리는 하나 자 여기는 큰 숫자가 나와야 좋습니다 무조건 큰 거 나와야 좋아요 큰 거 갑시다 나으리 빨리 하십시오 나으리 도 나왔어 개 얘는 알미나 야 일단 얘를 네, 이, 이거 나가는 게 나. 이게 나가는 게 나. 뭐,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 하나. 보다. 아, 예, 이게 힘드네. 네. 육세 뽑아라. 육세 뽑아라. 왔어. 도가. 어. 저희 지금 뭐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갑니다. 네. 가져오라 네놈 나는 어허 나이 나오니까 다쳤다 할 말이다 어허 이놈을 매우 쳐라 네놈 아, 어허 묶어라 매우 쳐라 이놈을 매우 쳐라 이놈을 매우 쳐라 요신한테 쉬워 현재 들어간 거 두개 한 개 들어갔습니다 그냥 뭐든지 다걔 나오면 더 좋습니다 윷! 윷! 나는 약간 비리가 있다고 본다. <laughs>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대한 소세지처럼 만들었어요. 네, 걔도 좋습니다. 걔는 하자고 뭐가 네. 도. 도. 도. 난 널 믿어. 일단 일단, 일단 잡아. 어. 한 번씩 잡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길을 길을 길을 뭐. 네. 아! 악기가 아, 들었다. 어. 어. 이 이미, 이미 이미 틀렸어. 이미 틀렸습니다. 그렇지. 와. 어, 아너 좋도다. 아, 소리 나오네. 아이고. 소리 나오네. 아이고. 가져오거라. 가져오거라. 예. 가을이 얼른 가져오거라 이가 있겠습니까? 얼른 가져오거라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너무 민다 왔어! 와! 어? 뭐야? 이게 나다. 뭐야? 이게 바로 나란 말씀이야. 지금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나다. 이거 <laughs> 네. 가서 거리 나오면 잡으니까 너가 거리 나와야 돼. 거리 나오면 잡아. 아 형님. 너라 너라 나으리. 너라 누냐? 가자 나으리.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서 목을 까어버릴까 근데 여기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 아 근데 아미네안 안돼 안돼 오오나막안 나오잖아 요신한테 쉬워 오오오모두번모두번모두번 뭐 뭐 뭐 일단 두번모두번 나이스 어 잠시만 아니 모 두번 어떻게 저 어, 여기 여기 일단 형 골만 나오면 골만 나오면 잡아요 너 지금 봐 과연 못 잡기 자못 잡기 흉내를 지어라 모르겠어. 이건 진짜. 근데 이건 진짜 운싸 이건 운싸움이야 운싸움. 어차피 개 나오나 걸, 개 나와서 걸 나오나 똑같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맞어 내 생각은. 아 봐줍시다 뭐. 그래. 그래. 걸 나와. 개 나온대요. 아걸 나와. 글쎄 나올까? 걸 나와. <laughs> 왕이 그럼 어떡하오? 개! 개! 개! 개! 잡았습니다. 그래. <laughs> 아 마지막에 잡히네요. 네. 포기 그, 그, 있습니까? 흰수건 가져가라. 이게 이게 이렇게 된다. 야 끝났다. 재미로 가자. 야. 그럼 만약에 던졌는데 도가 나왔다. 그럼 그냥 기회 한 번 더 줄래요? 영목 이렇게 넣어. 근데 좀 재밌게 하려면 네 번 던지게 해줘야 돼.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그래. 세번 콜. 시작. 윷. 도 나오면 따라갈 수도 있어. 쟤네 들어가는 보장 없잖아. 기회가 어. 더 생겨. 도박하면 네. 이길 수 있는. 사회자 양반이 아주 바로 적이다뭐 이거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기억할 수 있잖아. 어, 그쵸 그쵸. 뭐가 여자 도 나오면 한 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clears throat> 아도 나와도 네, 그냥 드릴게요. 아또 또 신내린 거 아니야 지금? 여섯 개 중에 세 개만 나오면 돼. 뭐.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만해. 아 어. 왜? 이거 알죠? 이거 센스있 알아서 이때 딱딱 하서 쓸어먹으면 이거 알죠? 오케이 네, 지성 우리가 해보자 지성 네, 지성. 어, 다들 우리,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 모두 뭐 하고 싶습니다 형. 하 표정도 해야 된다. 셋! 가자, 뭐 유튜버! 와! 너무 아! 멋져. 아! 아! 이거는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다. 너네 편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그냥 이거 이거 가져. 재밌게. 오케이, 그래, 그래. 아, 재미 아는 네, 친구 그래. 좋습니다. 이거 가져. 오! 오! 오! 오! 오!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 백도도 돕니다. 오! 유! 유다 좋아. 가져오거라. 한번 더. 일단 일단 한 번 더. 가져오거라. 잠깐만. 근데 걔만 안 나오면 돼요. 근데 우리 턴 언제 오느냐? <laughs> 빨리 해라 뭐뭐 뭐, 뭐, 개! 뭐, 개가! 개가! 개가! 개가! 어, 여기! 여기까지 왔어! 뭐야! 자 밀고 가자! 야, 아, 간다! 도나이 도나이 개! 오케이! 오 할만한데? <laughs> 나 걸면 돼. 아니 준다나, 윤준나 자, 윤 나오면 잡습니다. 윤잡이. 야, 윤 나오면 너네 다 죽을 줄 <laughs> 윤. 윤. 나왔다. 아! 아! 큰일 나요 이거 네. 걸, 걸까진 괜찮아요 걸까진 괜찮습니다 더 가고 아, 아, 아, <laughs> 진진아리 한 번더 기회 있습니다 와 백도를 던지냐 그래서 여기서 제안 하나 아, 어, 더 드리겠습니다. 아 잠시만. 제안 제안이 들어왔어. 제안이 들어왔어. 도랑 걸 나오면 한 번씩 더 가요. 오케이. 도랑 걸한 번씩 더. 도랑 한 번씩 더. 도랑 한 번씩 더. 오다. 아, 아, 걸한 번 더 할 수있습두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또 언제 올려? 도걸 한 번 더 할 수있습 윷이 나와야 이게 한 번도 안 놓치는 거야. 근데 어. 두번 더 있습니다. 일단 윷. 차! 오, 나왔어. 와! 밑에 역정이. 어, 잠깐 아니, 두 번 더 있어. 아니, 두번 더 있어. 아니, 두번 더 있어. 이게 가능한 일이 뭐, 뭐, 뭐. 뭐 가겠습니다. 아니, 두번 더. 뭐야! 아, 도가 나왔네요. 한번더 있어. 어, 맞아. 도, 도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고. 형 그냥 마지막 어, 뭐, 뭐 나와야 되지? 개 이상, 개 이상, 나오면 돼요. 이상 나오 개만 나오면 돼요. 도개 나오면 백도 백도 백도. 도다! 도다! 도다! 도다! 도다리! 도다리! 도다리! 정답! 문모 어! 나오면 끝난다 게임 제발! 백도 나와라. 저는 승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둘한테 맞을까 걱정이 옵니다. 오! 자, 누, 다 같이 눈 감고 와, 너무 떨린다. 우리 다 같이 다른 시간 눈 뜨자. 하나. 뭐, 뭐, 뭐. 어, 나 심장 떨려. 와! 빨리 나. 아, 빨리. 아, 아, 아, 아, 빨리. 빨리. 둘. 셋. 아. 뭐다. 하나, 하나, 둘, 셋. 도! <laughs> 나오면? 또 나왔어. 아 그거 없었어. 없었어. 너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 우리가 나올 게 끝입니다. 아, 또. 설마 무리를 칠 것이다. 도나 백도. 어 던져 던져 지금 던져 버려. 간다. 골!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그 자이렇 팀의 아, 승리로 끝났습니다. 인정합니다.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지는 어. 뭐 떠도는 인생이다. 지는 저쪽, 저쪽 나라로 이사 가면 됩니다. 그냥 그 어, 어. 저는 떠도는 어, 가거라. 이리 오게라. 아, 어, 이리 네. 오게라.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다 필요 없다. 내 이것들. 덕토마 팀 승리 축하합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스크림 네. 먹으러 가면 되나요? 네,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저희 올리오너브와 함께 이제 새해를 시작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항상 행복하시고 네. 하시는 일도 모두 다들 잘 되시고 저희도 올해는 조금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는 올려노브가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려노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